여기는 스튜디오입니다. 시간이 5시 반 정도 됐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라갈 연출 컷을 찍으려고 왔어요. 이 캐논 80D를 쓸 거예요. 그랬는데 조명 리시버가 고장나가지고 언제 찍지? 들고 찍을까요? 그, 앉으셔도 돼요. 어떻게 할까요? 똑같아서 셀카 찍는 느낌. 우리분 여기를 봐야지. 어, 화장 다 지워졌어. 이렇게 할까요? 이거 이거 들고 할까 이렇게? 이거 해주세 아, 조명이 안 터졌어. 엄청 어, 지금 연기서. 막 움직이면 제가 막 때릴게요. <laughs> 너무 멋진거 아니에요? 끝! 야 니네들 왜 그래? 어제 잠 못 잤어? 당장 오늘인데 무슨 강릉이야 야 일단 돈 안 낸 사람 빨리 먼저 불러 아 누가 안 냈어? 인생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누가 됐든 빨리 돈 줘라 제주도 미나 청담동 하우스 레스토랑으로 와 아 그럼 어디 가게? 캠핑 갈래 텐트 치고 어? 빨리 찾아봐 그럼 말이라도 해줘 너 문과 갔다니 어 <laughs> 비행기 타느라 고생 많이 했을 텐데 많이 먹어 우리 아들 일은 어떠니? 이렇게 우리 짠할까? 와인이라도 마시게? 어차피 인생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. 응? 식당에 뭐 콜라나 줄수도 없나 봐 형이 우리 형이었으면 좋겠다 이름도 비슷해 헷갈리게 아 우리 엄마 술 우리 형은 넌 근데 여행 안 가? 지금 어 분명히 빡쳤다